짙은 어둠 속에 깔린 My light 하나 둘씩 사라져가 Where's your dream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끝나지 않는 시간을 사라져 열정 희망 목표 호기심 어릴 적 과학자가 되고 싶다던 꿈들은 이제 짙은 어둠 속을 밝힌 Your light 하나 둘씩 사라져가 Where's my dream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끝나지 않는 시간을